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 영화가 왜 좋아요? 왜 하고 싶어요? 어떤 질문에도 망설임을 보이지 않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헌데 이토록 쉬운 질문이 이토록 어려운 질문이었던가? 잘 모르겠어요. 어, 그냥 너무 좋아요. 다른 말을 못 찾겠어요. 가장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모르겠다. 난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일까? 우린 당당히 제작 지원 공모에 떨어졌다. 포기해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세상이 변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공모전에서 중요한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100명 중에 단 한 명으로 뽑힌 그 이상한 한 명이 아니라 떨어진 99명 아주 정상적인 그 99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적어도 당신은 정상입니다 정상이라 행복하다 돌, 돌, 돌. 모두들 기대가 커요 뭐 스타 캐스팅에 시나리오도 좋고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네. 근데 말이야 이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 제작이 어려워지면은 장비는 지원이 필요한 다른 팀에 넘겨줄 수밖에 없잖아. 다들 어려운데. 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전화도 꺼져 있고 집에도 없다 그러고 아휴 왜 이러지 감독이 잠, 잠 썼어 어 백이 쩐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비상식적으로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갈래요 그... 예 야, 이 새끼 진짜 진짜 비겁하다. 아, 안 가고 봐도 이쁘네. 어떻게 어때? 야, 김한도. 너 지금 이러고 있으면은 뭐 혼자 고독해 보이고 그럴 줄 아니 혹시? 아직 팅 지윤합니다. 우리 영화 나중에 찍읍시다. 그렇지. 그 말이 나올 때가 됐지. 미안해. 참 포기 잘해. 너 지금 그 느낌 옛날에 나찰때그 느낌이랑 너무 똑같아서 내가 한층 더 기분이 나빠지고 있는 중이거든? 아니? 일단 영화에 집중하고 다 끝난 후에 따져보자고 이야 이거 우리의 등장이 굉장히 클리시하지만 그 사연이다 클리시하더라고 앉아 앉아 앉아 어? 내가 불렀어 영화는 공동작업이라며 왜 고민은 너 혼자 는데야 니네 먹을 것도 시켜 네 어서오세요 나는 이제 네 맘대로 포기도 못해 응? 이게 네 영화가 아니야 이건 우리 영화야 응? 나도 잠을 좀 줄여볼게 나도 윤곽마사지 열심히 하고 있어 얼어보려고 야 이거 감동받는 삶인 것 같은데? 그냥 받아 감동 어? 우리 다 노력하고 있으니까 인건비 대신에 제작진분으로 나누면 이거 충분히 스태프들 도와줄 사람 있어 그래. 너 근데 어디 가서 이거 영화차 싸게 준다고 자랑하지 마라 어? 최소 우리가 10억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맞아. 유튜브 뭐더 <clears throat> 알아봐야겠지만 음? 어, 부가판권 계약 조건으로 조금이나마 이렇게 투자한 회사들도 있으니까 더 알아보자 발로 뛰자 더 뛰자 뛰자 그럼 된다 된다 차랑장 컵라면이랑 음료수는 내가 쏠게 아1 0만원 그럼 난 하트를 쏠게 아. 남심 저격 음, 음, 음, 음 남심 저격 아니고 그냥 저격 자자자자 <laughs> 너무하니? 뭐 노래 좀 해요 아니야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너무 너만 취했지 않지우 어제는 둥그릇도 미안해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장아찌처럼 내가 꾸고 있는 꿈의 책임자는 내가 아닐 수도 있구나 지켜보는 가족과 함께하는 친구들의 권리가 상당하네 내 꿈에 대한 나의 입장은 간절히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 일종의 공동지분 소유권자랄까? 뭐 책임을 나눈다고 해서 과정이 쉬워지는 건 아니지만 제목 뭐 진짜 마면에안드 왜? 난 좋은데? 오빠 잘 생각해봐 이게 영화제에 나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너 굉장히 불편하고 쪽팔리고 안 느껴져? 전혀 감독님 오셨어요? 어유 감독님 오어요 아, 자 아, 오늘 후배들이 먼저 주는 맡아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예. 자, 아유, 아유. 할 수 있는 거야, 진짜? <laughs> 어, 괜찮아, 괜찮아. 해, 해. 나 앞으로도 가. <laughs> 야, 잠깐만 내려와주 여기 나서있어요 저기, 거, 와, 거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 아, 지금 동생이 언니한테 뛰어오는 지금 장면인데 괜찮지? 소곤이 동생 같아. 잘 안아줘 이렇게. 어? 선배님, 엄청 어려고요. 기뻐요. 우리 연습 한 번만 할게요. 언니가 저기 있어요. 동생이 달려오는 거. 어. 동생이 달려오는 거. 달려오는 거? 네. 자, 액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지금처럼 그대로 그대로 네. 더더 아, 더 올려 어? 더 올려 오케이 오케이 잘할게 오케이 인구가 아, 슛 어, 괜찮지? 어나안 아파 나 젊어 다온 줄 알았는데 시작이다 또 얼마나 많은 난관이 돌출할지 모르겠으나 두려워하면 싸워보기도 전에 진다 마주봐야 지든지 이기든지 후회 없는 한판을 할 수 있겠지 자 이왕 하는 거 이겨보자 됐어? 준비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촬영 들어갈게요. 조용. 조용. 자, ready. 액션! 아, 그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구나. 우린 여전히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며 영원하고 싶은 시간의 처음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야, 너 근데 그때 스캔들 났을 때... 아, 좀... 아니라고. 그 걔가 혼자 그런 거라고. 화를 내지? 내가 무슨 말 할 줄 알고? 너 왜 이렇게 급하니? 난 사실 너를 믿었다. 뭐 내가 비겁했다. 뭐 이런 종류의 말을 계속 하려고 했던 건데. 됐어. 그 얘기는 아예 꺼내지를 마. 이러니까 더 이상하네. 야 너는 너의 생각을 남한테 말할 때는 좀 이성적이고 침착하게 항상 매사에 논증의 과정을 아 좀! 아 너 말 좀 그만해 너 말 많은 사람한테 말 그만하라고 나의 논리는 뭐냐면 <laughs> 그럼 다시 한번 나의 논리를 말해 사람을 가지고 노는구만 딱 한마디만 하자 딱 한마디만 해 사랑해 나도 people, become a people, become a people.